우리 점심시간이니까 손 씻을까요? 네. 어, 그렇게 씻으면 깨끗하지 않을 텐데. 왜요? 깨끗한데요? 왜요? 깨끗한데요? 우리 손에는 뭐가 살고 있을까? 살균! 맞아요. 살균. 나는 살균 어, 안 어, 그렇게 살균이 없는 것 같지? 근데 네. 우리 이렇게 보니까 세균이 안 보인다, 그치? 꽃이도 안 어, 보이네요. 그렇지. 근데 짜잔, 이거는요, 형광노선이라고 해요. 네. 이노선을 바르고요. 보여요?